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 원더풀 스케떡 좋겠네 키가 자기 집살 집에서 나가고 정키티? 요새 뭐해? 여기가 좋아? 안 춥냐? 감기 걸렸냐? 나는 맨날 내가 얘기할 때 비울고. 여기 있어라, 그러면. 나와 안 나와 이러면 Nope